캐나다 토론토 편입니다. 터키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쳐 캐나다까지 장시간의 비행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토론토가 가까워질수록 힘이 나더라고요. 비행기가 착륙에 성공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예전에 체코에서 이탈리아 갈 때도 사람들이 박수 쳤는데 한국엔 이런 문화가 없어서 볼 때마다 신기하네요. 토론토 공항에서 시내 유니언역까지 직행열차를 탑니다. 가격은 12.35 캐나다 달러 그날 숙소에 도착 후 유심칩 사러 이튼센터에 갔어요 정말 컸던 쇼핑센터였네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먼저 간 곳은 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티켓 가격은 성인 기준 23 캐나다 달러 한국어 안내도가 있어서 좋았어요 1층엔 크게 캐나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전시관 추운 나라답게 캐나다 원주민의 방한용품 들어가 었네요 큰 공룡뼈들 지금 보시는 건 여기 박물관의 명물 후탈론코사우루스의 뼈입니다 얼마나 큰지 감이 오시죠? 마지막으로 아시아 전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 한국관이 있는데 주로 도자기를 볼 수 있었네요 조선도의 맥을 이어오는 사기장 김종호 저게 다 저분이 만든 건가? 그 밖에도 면제배갑이나 옛날 물건들 볼 수 있었죠 규모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후 중국관과 일본관을 둘러보면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아, 복장이 벨리댄스 하는 것 같다.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먼저 본 곳은 광물 관련 전시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순도 99.999% 100kg 황금 조합. 다음은 동물 관련 전시관. 지금 보시는 동물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는 동물들은 다 멸종위기 종사. 좀 심오했던 곳이네요. 천장에 동물 모형 퀄리티가 좋았어요. 2층은 주로 아이들을 위한 공간 같았어요. 여러 음. 체험 공간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건 박쥐 동굴. 깜깜한 곳에서 박쥐 울음소리를 들을 예. 수 있어요. 2층에서 가장 기억에 남던 건 음. 전시용 유리 안 벌집 <laughs> 이거. 이제 뚜껑 여는 순간 난리 난다 이제 그 후 3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럽, 그리스, 이집트 등 다른 문화권의 유물들을 볼 수 있었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 4층은 중세 패션 관련 전시관이 있는데 딱히 관심 없어서 그냥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난했던 박물관이었네요. 다 보고 밖으로 나오니 박물관의 특이한 건물 외형을 볼 수 있었네요. 피라미드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다. 이후 토론토 시청으로 갔습니다. 아, 저 건물이 현재 시청으로 쓰이는 건물이고 저쪽에 오래된 건물이 구 토론토 시청입니다 야넌 뭔가 좀 특이하게 생겼다 뭔가 잘생겼던 비둘기 앞에 분수도 그렇고 시민들을 위해 잘 만든 곳 같았어요 멋지네요 여기 오. 어. 이 토론토 사인 밤에 오면 불 들어와서 예쁘대요 일정상 밤에 못 갔지만 다른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옆에 육교 같은 다리로 올라갑니다 오. 어. 이렇게 주변 한 바퀴 돌아볼 수 있습니다 구시청 건물이 지금 법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있대요 다만 사진은 못 찍고요 여기가 신시청 앞인데 이거 무슨 UFO 보는 것 같아요 잠깐 신시청 앞에서 쉬어봅니다 날씨 좋죠? 이제 한국 돌아가려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이제 진짜 뭐하지? 이후 세인트 로렌스 마켓으로 갔습니다 1층에도 지하에도 없는 아, 물건이 없었어요 프레시. 거기서 폴란드 최고의 음식 pierogi도 <laughs> 팔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여기서 메이플 시럽 사는 게 가장 싸대요 전 눈앞에서 기회를 놓쳤네요 여튼 토론토에서 지인들한테 줄 선물이 필요하다면 여기 세인트 로렌스 마켓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니면 이튼 센터 많아 많아 물건 자체는 많으니까 여기 한 번쯤은 두고 보면 한 것 같아요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온 곳은 차이나타운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네, 좀 다르네요 이미지가 그냥 평범한 길거리 중국인들 많이 볼 수 있고 그래도 중국어 간판이 많이 보여서 신기했어요 차이나타운은 점심 먹으러 간 곳이라 간단히 우육면 먹었습니다 음... 기름이 맛있네 예, 이거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어, 매콤하고 괜찮네요. 그 후 MLB 토론토 블루제이스 경기 보러 갔죠. 어땠는지는 저번 영상 봐주세요. 일단 토론토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다음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진짜 여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거든요. 다음 영상 나이아가라 폭포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